야 근데 선발이가 없구 우 Thank you, Mike. 아, 좋다. 좋아. 잘하고 어 모하민. 가자. 예. 아, 알겠어. 너왜안 어, 치는 아, 나안 치는 대저 화이팅! 나이스 하나 둘셋 시작 화이팅 우와. 아 근데 저 아, 되게 잘하 거기서 네. 하면 둘 셋. 제주 파이팅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찬스. 와. 아! 아, <laughs>